치킨을 한 번 더 먹으면 편집자님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라도 쓰실래요? <laughs> 아 지금요? <laughs> 네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아! 잡았다 잡았다 좋이스 왔다 나이스 우리 빼고 세명 하나 연막 안에 왼쪽 SW 연막 안에 하나 아직 나머지? 쟤한번더 네.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네. 잠겼다 아플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거를 주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같이 할까요? 아예 초대 주세요 지금 KD랑 딜량 장난 아닌데? <laughs> 제가 좀 해요 <laughs> 그좀 하는 정도가 아닌데 어떻뭐 BJ 그런 거 아니죠? 자요 해볼까요? 아니 방금 좀 웃음소리가 그 걸꽃님 좀 닮으셔가지고 <laughs> 그렇구나 그 하하하하하 하면서 웃는 그렇구나 저 잘하죠 니마 네 잘하시는데 맞아요 이거는 님이 한번 오더 오더 한번 부탁드려요 십자 한 팀이랑 여기 예. 이번 팀한 팀 저 앞에 있다. 저 흡연장 딱 바로 안에 있어 확인. 이거 여기 도 있는 것 같거든요? 오른쪽에도? 오른쪽도 옆에. 네,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, 이거. 십자가 안에도 쏜다. 한번 얘만 잡아볼까요? 저 사, 사이가 가지고 있는데. 하나, 둘. 제가 셋. 먼저 들어가. 제... 살았다. 십자가 하나 있다 여기도 한 명 더. 나이스 잡았다. 와 어, 같은 팀이 아닌데요? 또시 또시. 진짜. 어 플래그 온다. 플래 아, 아니. 플래그는 쏴도 돼요? <laughs> 아니요. 플레어건 지금 쏠까요?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? 양룡이를 뽑아야 돼요. 보급을 뽑아야 돼요. 저는 양룡이는 좋은지 잘 모르겠어가지고. 그러면 보급을 먹읍시다. 네. 어 이거 앞으로 가는데? 네? 왜 보급이 그냥 보급 아, 뭐, 떨어지는데요? 아, 저, 저, 뭐야 보급. 어? 어 플레어건 어디가? 플레어건 이상하네. <laughs> 떨어진다. 어? 아니 아무리 아무리 영룡이 싫어 그 양룡이 싫어도 그렇지 플레어건 버리면 어떡해요? 맨 꼭대기 보고 샀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별똥별처럼 져버렸네 드셔보세요 제가 포탑 한번 써볼게요 믿어도 돼요? 모르겠어 열심히 <laughs> 어저 삼척기 있는데 디마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거 DBS 이거 드실 거 드실 거 드시고 자 이쪽으로 와보실래요? 나이스 <laughs> 감사합니다 <laughs> 님 걸보 뭐 구독했어요? 안 했어요? 걸보요? 네. 어 구독 안 했어요. 구독하면 여자친구한테 혼나서. 아, 그 약간 핑계 대는 거 아니죠? 그냥 구독하기 아, 싫은 진짜. 건데. <laughs> 유튜브 올리면 깨지는 건가? <laughs> 진짜 걸보님이? 아, 네. 아 이거 몰랐다고 아까 아는 줄 알았는데. 뭐지 아, 아는 사람이라고요? 아 근데 좀 방송으로 보는 그 목소리랑 좀 조금 다른 애 실제로 들었을 때. 더 좋아요? 어, 예 그런 것 같아요. 아니 이거 봐. 아, 안 온다 이쪽으로 우리도 갑시다. 와. 근데... 유튜브 올리면 안 되겠죠 이거는 여자친구 보면 안 되니까. 아, 올리셔도 돼요. <laughs> 올리셔도 돼요. 여자친구 싫어하면 어떡해요? 근데 뭐 렌즈 렌즈니까 뭐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닌데 페북이나 막 그런 걸로. 아, 그거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그 확인. 집에 어, 없겠다. 어, 그러네. 어 자기장 너무 좋은와 자기장 이 자리가 더 좋겠다 와. 치킨을 한 번 더 먹으면 아. 편집자님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로 쓰실래요? <laughs> 아 지금요? <laughs> 네 어, 도영아 사랑해 그게 끝이에요? 나중에 보자 <laughs> 아, 아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아 좀 더 길게 해줘요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 지금 양용이 지나다녀서 집중 좀 해야 돼 <coughs> 집에 근데 인기척이 하나도 없네요. 다음 자그장에 따라 치킨이 갈리겠다. 언니가 하나 하나 같은데. 나이스. 우리 빼고 세 명. 가야 네 지금 붙을까요?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까 돌 돌에 있었는데. 아, 내 자리 좋다. 하나 255방에 <laughs> 저기 그 있다 네 천천히 저기 뛰어오고 있는데요 아 양념이 이거 아나 발가락 보일 것 같아 아 장난치다가 지겠다 어저 방금 죽을 뻔했어 장난치다가 아또 키를 안 주나 아니 어제 왜 키를 안 주냐 안 그러고. 와, 아, 니 네, 어차피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 네, 유튜브 볼게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왜 키를 안 줘? <laughs> 아니, 왜 키를 안 주는 거야?